켜. 켜. 그렇지. 됐어. um, 슈퍼 같은 놈이 다구리 만데 좀 좋은 것 같은데 슈퍼 먹은 거라가지고 내부이 찍지 말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Olha, tem lost. Yep. Maybe? You captured Zone C. Ugh. 샤랄라 <laughs> captured Zone C. 아유, 어 도망가. 아이 이런.